해봐. <laughs> 아이 내 소개팅 할 거야. 아이 내 소개팅 할래? 소개팅이요. 아이 여자친구 만들 거야? 내가 사진 보여줄게. 네. 마음에 들어요? 내일 잘할 수 있어? 이건 약간 격식, 너무 격식 차린 느낌일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이거는 약간 너무 꾸민 느낌이 있거든? 너무 꾸민 느낌이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건 약간 너무 어려, 보이,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아? 첫 만남부터 눈이 안 보이면 좀 그렇지 않아? 이게 낫다 이걸로 하자 귀여우면서 약간 오빠 같은 느낌도 있어 그지? 요걸로 해 내일 요걸로 해 아, 아니야 처음이니까 어디야? <laughs> 옳지. 천천히. 옳지. 아니야. 어디? 어. 엎드려. 천천히 봐봐. 옳지. <laughs> 어디야? 어, 매력있지? <laughs> 이렇게 하이 매력있지? 이렇게 걷는 거처 봤지? 매력 어필 중 정신 없게 정신 없게 야 오늘 아. 글렀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원래 아 발로 펀치하는데 아 근데 포지도 마음에 들면은 보자마자 꼬리 흔들고 펀치하는데 너가 안에 있었니? 토마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지 이런 거 그래 퍼포츠는 원샷이야 <laughs> 원샷이야 아 귀여워 여자들은 꼭 코에 거품을 묻히고 모른 척 하더라? <laughs> 하이가 하이가 해줘야지 <laughs> 어 시원시원하 야다 흘리고요 다 흘려 다 흘리고 먹는 게 원래 박력이지 <laughs> 옆에 야 지금 지금 어떻게 흘리는 게 맞다 흘리는 게 손에 좀 지금 자 핥아 먹어 <laughs> 깨끗하게 먹을 거야 얘가 <laughs> 지금 청소하고 있어 아니 소형견 애들은 하루 종일 먹거든 아.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먹다가는 다 먹었어 깨끗하게 다 치워 아이 맛있어 어, 이거 다 치워 이거 얘네발 봐. <laughs> 얘발 봐, 발. 네 발도 넣어. 하야, 네 발 봐. 하이 발, 하이 발. 발왜 저러는 거야? 아 귀여워. 아, 발왜 저래? 귀여워. 헛도 헛도 헛도 헛도 헛도 헛도 헛도 헛도 어머 진짜 귀여워. 어떡하지? high touch! 터치! 옳지 터치! 하이 터치해줘. 어디 터치! 바로 씹어 먹지. 일본 나가요. 초밥. 아, high touch. high touch. high touch. 파디 high touch. 다시 터치. 터치. high touch. 파디 파디 파디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공손하게. 간식 먹고 싶은 강아지. 간식